무엇을 해요? 책을 읽어요. 무엇을 해요? 공놀이를 해요. 무엇을 해요? 그림을 그려요. 무엇을 해요? 물을 마셔요. 무엇을 해요? 공부를 해요. 무엇을 해요? 노래를 해요. 무엇을 해요? 손을 씻어요. 무엇을 해요? 음악을 들어요. 무엇을 해요? 화장실에 가요. 무엇을 해요? 운동을 해요. 무엇을 해요?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요? 책을 펴요. 무엇을 해요? 줄넘기를 해요. 무엇을 해요? 놀아요. 무엇을 해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무엇을 해요? 종이 접기를 배워요. 무엇을 해요? 태권도를 배워요. 무엇을 해요? 컴퓨터를 배워요. 무엇을 해요? 그림을 배워요. 무엇을 해요? 피아노를 배워요. 무엇을 해요? 게임을 해요. 무엇을 해요? 간식을 먹어요. 무엇을 해요? 그네를 타요. 무엇을 해요? 농구를 해요. 무엇을 해요? 시소를 타요. 무엇을 해요? 야구를 해요. 무엇을 해요? 축구를 해요. 무엇을 해요? 미끄럼틀을 타요. 무엇을 해요? 수영을 해요.